종선 음. 나에 대해서 마지막에 아, 이렇게 생각했을 오케이. 것 같다. <laughs> 오케이. 어 그래 그래서 내가 열이다고 한 거잖아. <laughs> 아니 잠그잖아 내가 다 헷갈리고 나만 맞는 거라니까?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전 전종서입니다. 따라하지 마. 그러면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? 음, 정확합니다. <laughs> 밥을 잘 먹는다. 그런 거니까 맞아요. 밥 잘 먹는다. 제가 엄청 먹었거든요. <laughs> 오빠 먼저. 나, 나 먼저? 고기보다 열이다. 이런 거 아니었을까? 맞아요. 어, 진짜? 응. 내가 감성적이었잖아. 맞아요. 영화 할 때 최선을 다하는구나? 네가? 어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고 되게 시원 시원해 하는 것 같았어요 다 불태웠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닌데? 되게 되게 되게 뭔가 되게 쿨하게 갔잖아 너아 맞지 맞지 어 그러면 뭐 어땠는데 이제 진짜 끝났구나 촬영이 음. 정말 끝났구나 하면서 네, 후련해 했었어요 음, 음, 음, 음, 어떻게 나올지 기대 반 걱정 반? 음 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선술집에서 술 마시는 장면 맞아요. 그거 똑같을 것 같아요. 응, 나도, 나도. 그거 진짜 뭔가 여기도좀 잘한 것 같아. <laughs> 응. 정서가 연기 잘한 것 같아. 나도 나쁘지 않았어. <laughs> 이상형이요? 제가 볼 때 정서의 이상형은 아주 착한 남자. 아주 선한, 되게 예의, 예의 있고 착한. 굳이 따지자면 몸 좋은 남자보다 머리 좋은 남자. 맞, 맞아요. 연하, 연하, 연상보다 연하일 것 같고 많이 좀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잘 야무지게 잘 챙겨줄 수 있는 음. 사람? 순수한? 순수한? 착하고 착한 착하고 좀 순수한 막 많이 꾸미지 않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. 제일 클 것 같아요 좀 음.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외모 화장 안 한 외모 좋아해요 안할것 같아요 맞아요 응. 근데 모를,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은 못 할 것 같아요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은 정 붙으면서 뭐? 오빠는 만날 것 같다 잠깐 잠깐? 짧게 <laughs> 짧게 <laughs> 음 제가 볼 때 의외로 많이 두드리고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좀 돌직구 아 돌직구 나는 돌직구 아, 나 많이 생각해보고 만납니다 아, 한, 한, 한 1년 생각하고 3개월 만납니다 1년 생각하자 음, 내가 생각할 때 종서는 매일 봐도 설레는 연애를 좋아할 것 같아 맞아요 음. 편안한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음,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설렘을 질,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편한 게 전 최고예요 믿음과 안정을 혹은 새롭게 변화하는 아 믿음과 안정을 주는 사람 맞아요 음. 오빠도 그럴 것 같아요 어 아니 야 나는 그거보다는 좀 나를 뭐였죠?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람?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관점. 영화의 관전 포인트? 그 되게 영화가 되게 섹시해요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, 틀렸어? 야 일부러 들렀다고 하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어. 저는 뭐 이 영화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 섹시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조금 다, 다른 거가 있는 거 같아요 기존의 로맨스 코미디물에서는 대사나 이런 것도 좀 다르고 뭔가 로맨스 코미디를 안 할 것 같은 배우들 두 명이 하는 그런 좀 시크함?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색다른 거? 플러스 대사 감독님의 그런 대사? 이런 게 되게 뭔가 손석구, 전종서 스타일로 잘 풀어준 것 같아요 그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 할 이런 장난 안 할 것 같은 <laughs> 배우들이 한거 음, 음, 음, 음.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화가 나? 네? 어... 네 저는 섹시한 것 같아요 그거 좀 섹시하지 않나? 술집 그거 아 네, 그쵸 네, 그건 되게 섹시하던데 그리고 저도 똑같이 전종서 손석구가 하는 게 관전 포인트고 정가영의 그런 게 우리는 사실 진짜 정가영 감독님 때문에 만난 거잖아 그분의 전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작품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음, 그건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그래서 연애 빠진 로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리끌레르가 12월에 뿐만이 아니라 매달 나오잖아요 12월호도 우리, 가 나오는 거는 아 저희가 나오는 저, 저희가 나오는 마리끌레르 12호로 월 음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